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제각기 자신이 생각한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제자는 동물들이 태어나 새끼를 낳고 죽어가는 일이라고 하였고, 어떤 제자는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어 돼지가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제자는 인간이 이 짧은 생에 나쁜 짓을 하여 업을 산처럼 쌓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계속 아무 말 없이 빙글에 웃고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이 없구나.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지요. 병으로, 사고로, 짧게 혹은 길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중국의 통일왕조 진해시조 진시황도 불로장생을 꿈꾸며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49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어리석고 이상한 점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이 기정사실화된 죽음을 맞이하면서 허둥대고 망연자실하며 뜻밖이라는 듯이 한이 맺히면서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